Música 벌써 산내가 나네? 아, 이제 잘못 맡은 건줄 알았어. 음. 이건 뭐야? 이거, 통통. 우리는 알뜰살뜰이라서. 어, 아, 귀엽다. 카레 뭐야? 카레 로제, 로제 밥, 밥 거기 넣을게 음.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. 음. 올리면 불빛 나고 내리면 안 나고 음. 두루마리. 아 감사합니다. 좋다 좋다. 아 좋다. 요새 저거 내뭐 먼저 두루마리 아도 있더라. 아, 약간 진짜? 우드로 돼 있는 거. 음, 알 아, 네. 음, 잠깐만요. 짠. 그거 왜 안 해? 응. 반갑습니다. 응. 음. 제 이름은 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생했어요. 맛있게 먹으세요. 준비한다 고생했어요. 당면은 좀 안 익은 부분이 있으니까 <laughs>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 네. 치킨 아 그거는 이거 먹고 갈까? 어?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왜 왜 왜? 치킨 해동해야 돼 치킨 만들어란다 이거 치킨을 만들어라고? 너무 이거? 이게 치킨 이 아. 배떡이랑 똑같은데 음 와, 진짜 되게 맛있다. 자신감 넘친다 멋지다 그렇게 살아야지 씻었어 이거? 응. 응. 다 씻고 왔어 음 처음 먹어봐? 응 음. 맛있다 응. 파는 거보다 맛있는데? 응? 이렇게 해야지 확실해? 똥 아. 잠깐 잠깐 짠. 난 볼리다. 벌레들이. 확실히 불판에 구운 거랑 다르다. 그냥 여기서 먹게. 아니야. 데코에나 진심이. 나뭐 하나 했다. 아, 나 이거 지 않나? 아, 나 이거 한번 보여줄래? <laughs> 내가 제일 유용하게 이 애플워치 사고 나서 쓰는 기능이 이거밖에 없다. 맞아 맞아. 그걸로도 타이머 되잖아. 진짜? 저기서 타이머를 맞추고 여기서 누르면 음 타이머 됐다. 찍는다. 소진이 앞으로 조금 더 나와야 돼. 됐어? 잔 들고. 잔 들어야 돼. 하나, 둘, 셋. 와, 열정. Cheers. 선이. 됐지? 응. 우리 찍어줄게. 어, 이렇게 어색하게 있다고? 브이 <laughs> 어, 스마일 진짜 맵다 와사비? 아니 고추 어, 맵나? 음, <laughs> 진짜 맵다 나 이제 안먹거든 나중에 구워줄게 어머니 기르신 거야? 아, 원래 고추가 맵다 음. 음.